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! 얼굴에 붓기를 빼는 마사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. 다들 뭐 아, 얼굴에 부은 것 같으면 네, 이렇게 하셔서 촬영하기 전에 어, 마사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마사지를 할 때는 그 림프절이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쭉 타고 갔네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<laughs> 얼굴을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이렇게 관자놀이 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져서 그 자는 동안 뭐라고 해야 돼 축적돼 있던 림프액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뻑뻑해서 좀 이런 거 발라서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, 사망여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 된다고 아 뭐야 눈을 어떻게 했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좀 달라진 것 같네 등 뜨는 게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달라졌나? 어, 좀 달라진 것 같아. 어, 눈이 좀 돌망돌망해진 것 같지 않아요? 덕선 땡겨라 누나 커져라 여기까지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아, 이렇게 하면 좀 하나 먹었는데 먹을만해서 그냥 먹기로 했어요